안녕하세요 요리조리조시의 김조시예요 오늘은 한국 음식 쿠킹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제가 만들어 볼 음식은 바로 김치볶음밥! 김치볶음밥!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베이컨랑 계란 다음에 소금, 고추, 참기름 설탕 고추장 양파 김 그리고 버터 제일 중요한 김치 밥 어젯밤에 만들었어요 프리빔밥 그럼 요리 시작해 볼게요 짜파짜파짜파짜파 김치 도 지금 썰어버릴게요 건모찬 Next we'll add just a little bit of oil. And wait for it to heat up. Panoro, we'll see. Thank 으세요. 그리고 Finally, the rice. 프라이드 에그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 어딨냐? It's just gonna be five minutes of me staring at the uh, egg, waiting for the pan to heat up. Get on zero. 전자말로 지금 플레이팅 해볼게요. 이게 짜잔! 이게는 우리 김치볶음밥 저기 김치볶음밥 제가 만든 아, 김치볶음밥 먹어볼게요 음, 음, 맛있다 어떻게 만들었어? 제일 맛있는 김치볶음밥 진짜 요리처럼 못하지만 근데 김치볶음밥 만들었어요 너도 만들 수 있어요 김치볶음밥 성공! 지금까지 요리조리 조씨의 비디오 와치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